내 이름은 그리코 한국 남자 경식군과 사귀고 있다 잘자 쿠리코 오야스미 짜기 이렇게 우린 매일 뽀뽀를 하고 참에 된다 그런데 에? 뭐야 뭐야 설마 오늘도 가는 거야? 매일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견식군 무슨 일이지? 오늘은 꼭 확인해야겠어 역시 너무 떨려 엄마 몰래 메이플을 할 때보다 더 떨려 하지만 바닥이 나의 체중을 못 견디고 있어 지진에도 끝도 없었는데 어, 무언가 유정하게 움직이는 소리? 불교 신자인 교식군이 천국에 간 것 같다 그렇다면 혹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다고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자기 오! 오! 쿠리코 자기今何してるの 쿠리코 내일 빨리 출근하니까 쿠리코 옷 세탁하고 있었어 친절한 견식군은 매일 밤 나를 위해 파열레를 했고 내가 캘까봐 문을 닫고 있었다 아우 사랑둥이 <laughs> 오늘도 견식군의 친절함에 우리의 가슴엔 사람만 남았고 발레는 김견식이 판스밖에 없었다 이기적인 코너 방금이와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도깨비 판스, 계란은 판스, 크리스 에반스의 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